범이야 범이야 범이야 엄마 왜? 범이야 탄산수 무서워? 범이야 탄산수 탄산수 왜? 아 진짜 탄산수 화가 났다 범이 화가 났어 왜 탄산수를 싫어하지? 탄산수 여름에 시원한 탄산수 탄산수 알았어